다크서클부터 먼저 제압하겠습니다. 주황빛 컬러 코렉터로 다크서클을 잠재우는 중인데요. 그린빛 코렉터로는 얼굴 중앙 부분 불긋불긋한 곳에 고르게 브러쉬로 도포를 해준 뒤에 손의 열감을 이용해서 두들두들 녹이듯 펴발라줍니다. 손이 미쳐가지 못한 곳이 있으니까 브러쉬로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파운데이션은 좀 촉촉한 타입을 사용했어요. 보라는 왠지 차가운 느낌이라 피부가 매트한 느낌이 들면 전체적으로 푸석해 보이진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둥글게 둥글게 모공 사이를 채우듯이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잘 발라줍니다. 그리고 결자국이 남지 않도록 물먹인 스펀지로 한번 전체적으로 두드려줍니다. 살짝 밝은 컨실러로 잡티가 남아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마무리해주시고요. 파우더 팩트를 이용해서 음, 모공이나 요철이 남아있는 부분에 꼼꼼하게 살짝 눌러주세요. 바로 뿌얘진거 보이시죠? 눈가나 눈썹 부분은 살짝만 올려주시면 돼요. 아이섀도우가 밀리지 않을 정도? 본격적으로 아이섀도우를 시작할게요. 저번 영상 haul에서 인사드렸던 ash빛 purple 섀도우예요. 구독자분께서 purple 메이크업을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당장 사용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eye hole을 살짝 넘어 눈 밑 아래까지 전체적으로 고르게 펼쳐줍니다. 이름도 와인처럼 붉지만 보랏빛이 살짝 가미된 진한 섀도우로 눈끝을 잡아줬어요. 눈끝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듯이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살살살 조심스럽게 섀도우를 끌고 들어와 주시면 돼요. 쌍꺼풀 가운데 영역은 비워주십니다. 자, 앞서 사용한 베이스 섀도우로 경계진 부분을 펼쳐주시면 돼요. 그냥 블렌딩 브러쉬로 털어내는 것보다 한층 더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됩니다. 뭐 그래도 안되면 우리에게 면봉이 있으니까요. 네, 눈밑 삼각존도 색감이 연결되도록 한번 쓸어줍니다. 그리고 좀 더 진하고 ash빛이 강하게 도는 브라운 섀도우로 눈끝을 한번 더 잡아줄 거예요. eye hole 영역이 좀 더 강하게 잡아줘서 눈의 영역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가운데 비워놓은 곳에 화려한 펄을 올립니다. 지속력을 위해서 liquid 타입을 얹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타입의 펄을 올려주시면 지속력이 끝! 속눈썹도 올려주시고요. 블랙으로 라이너를 그려줍니다. 본인 눈매에 맞춰서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일자인 것 같으면서 마지막에 결국엔 올라가요. 자신이 원하는 음매를 잘 파악하시고 연습하시다 보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라인이 아니더라도 어울리는 라인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점막도 펜슬로 꼼꼼하게 메꿔주시고요. 아까 사용한 진한 섀도우로 라이너 부분을 한 번 더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그럼 좀 더 그윽해 보이죠? 좀더 깊이감이 있어 보이고 자 눈썹도 살짝 아치 형태를 잡아주고 그대로 채워줬어요. 양쪽을 최대한 대칭으로 맞춘 다음에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물론 편하진 않죠. 눈썹을 똑같이 그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자, 컨실러 브러쉬로 눈썹도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와이 섀도우가 오늘 저를 살렸어요 뭔가 너무 딥하기만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누가 봐도 굉장히 바이올렛한 색감이 있어가지고 눈 앞머리에 살짝 얹혀줬는데요 글쎄 메이크업 룩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선물 받았던 섀도우 팔레트였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되게 금세 화려해졌죠 자 끝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진해지는 속눈썹을 붙여줬어요. 눈끝에 보랏빛을 살짝 더 해줬습니다. 저쪽이 자꾸 뭉치더라고요. 풀어내는 게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 아니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 뭐래. <laughs> 자 라인을 한 번 더 정리해주고요. 내 눈썹과 속눈썹이 하나가 되도록 마스카를 해주고 아래 속눈썹도 해줍니다. 뭉치지 않도록 빗어주고요. 네, 블러셔는 좀 건강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웜소울을 사용해서 광대부터 감싸주듯이 발라줬어요. 뭐 한타가 수정할 부분이 보이면 이렇게 면봉으로 수정하고 막 그런 거아닐까요 <laughs> 그리고 보라보라함을 살짝 더해주면 좀 화사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쓸어주듯이 보라색 블러셔도 한 번 더 해줬습니다. 자, 하이라이터로 윤곽에 맞게 살짝살짝씩 올려줬고요. 좀더 윤곽이 확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뿜뿜 살짝 보랏빛이 도는 핑크색 립스틱을 베이스로 깔아줬는데요 아, 뭔가 느낌적으로 뭔가 입술만 동동 떠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 아주 딥한 이 버건디 색상을 입술 안쪽에 톡톡톡 덧발라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얹혀줬는데요. 이 색감이 탁 낮아지니까 오, 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약간 자줏빛이 감도는 것 같으면서 이 자줏빛이 보라색이 또그 라인 아니겠습니까? 다 했다 싶어서 모니터를 봤는데 아무가 아쉬워. 그래서 렌즈를 착용하고 눈 밑에 보랏빛을 살짝 더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됐어요. <laughs>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원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리플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